야 똑바로 좀 대봐 긴급전화 비번 안 풀어도 되잖아 1 1이랑119야 씨발 여기 효성고등학교인데요 좀비가 나타났어요 지금 다 좀비로 변해서 난리예요 좀비요? 확실히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 비싼 건데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죠? 암튼 빨리 와주세요 야 야, 근데 믿냐? 장난전화인 줄 알고 출동 안 하면 어떡해 안 오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아무도 안 오잖아 지금 너만 먹어. 그러니까 빨리 다시 전화 팔아잖아. 그럼 네가 신고해. 씨발. 야이 정차! <laughs>